노아나, 노아나 아빠 휴지 없어. 휴지 좀 줄래? 휴지? 어, 휴지. 자, 아리가또. 어, 으, 어, 으. 어, 어 으. 이거, 이거. 이게 해줘. 이거 뭐야? 안에 아파 하지 마. 아, 이거지 마. 미안해. 이게 해줘. 이거, 이건 뭔데? 아, 아, 미안해. 아빠, 아빠 엄마 이거. 엄마 어린이네 로아라 그거 뭐야? 로아 하지 마. 로아 하지 마. <laughs>